제품과 이펌프 제품 어, 첨음을 직접 쏜다. 이게 진짜 왜냐면 해상도가 되니까 네. 진짜 소리요 그거랑 장난 아니에요. Okay. Okay. Uh, sure. First of all, Shui is an American band We're based in Chicago, and uh, we have been doing audio business for almost 100 years. So uh, we, our products cover many different applications, uh, including like personal listening, uh, conferencing, and of course uh, on stage uh, musical performance. Okay, of course. Uh, first of all, XA Classic is a a lot of uh, producer or musician uh, they use SE46 as well, so you can imagine they are tuning or making the music using an SE46 as a reference. So when the consumer uses an SE46, they actually hear the same that the musician or the producer or the music listen. So it's like the original taste of the music. 제가 아까 들어봤는데 네. 너무 좋았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싱어송라이터 조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지입니다. 네. 진짜 가깝네요. 그래서 제가 눈을 못 보겠어요. 이 정도로 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약간 예, 약간 학교 그 대학교 때 MT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장기 자랑하는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 색다르네요 되게 아, 아 그림 너무 감사합니다 아 거의 어 싱크로고요 아주 거의 뭐 예. 한개더 아, 오랜만에, 마지막으로 한면 하고 가게? 아, 아쉽지만 인사를 마칠 시간입니다